그 Take 어디든 데려갈게 가고 싶은 곳 다 말해봐 Come on baby Like a taxi 어디든 데려갈게 지금 나와 같이 가자 데려가줄게 데려가줄게 사랑해줄게 We ain't got no time Girl girl 네 손잡을게 데려가줄게 사랑해줄게 조금은 빠르대도 멈추진 않을 테니 될때는꼭 해줘 Hey girl 오늘은 또 어디로 가볼까 지도를 펴고 콕 찍어볼까 내 옆에 네가 앉으면 난 어디든 좋아 네 옆에 내가 앉는 건 어떨까 뻔히 얼굴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 앞을 봐야 하니까 기분 나쁜 일 있다면 말해 share this moment 찬을 0게 소리 질러 날려 버려 어, 택시 어, 어디든 데려갈게 가고 싶은 곳 다 말해봐 Come on baby Like a taxi 어디든 데려갈게 지금 나와 같이 가자 데려가줄게 데려가줄게 사랑해줄게 We ain't got no time Girl girl 네 손잡을게 데려가줄게 사랑해줄게 조금은 빠르대도 멈추진 않을 테니 될때는꼭 해줘 저기서 너가 불러 option like taxi daytime and nighttime 언제나 널 위해 대기 어디로 내려갈까요 달릴 준비 끝났어요 이 밤에도 택시 준비됐어 부릉부릉 내게 갈 준비됐어 가고 싶은 곳이 정해졌다면 Let's go Let's go share this moment 차는 열개 소리 질러 날려버려 택시 어디든 데려갈게 가고 싶은 곳 다 말해봐 Come on baby Like a taxi 어디든 데려갈게 지금 나와 같이 가자 데려가줄게 데려가줄게 사랑해줄게 We ain't got no time Girl girl 네손 잡을게 데려가줄게 사랑해줄게 조금은 빠르게 주진 않을 테니 뱉은